언니가 협재식으로도 진짜 이쁘거든 어제 그본 거. 근데 시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무 멀었던 것 같은데 이 기억이 아쉽다 내일 네, 그럼 루트가 어바타 집게 11시 아침에 딱 커피를 사야겠다 아, 아침을 시작할 때? 음. 아, 좀살 것 같다 어 커피를 안 마셔서 어. 그런가 봐 약간 눈이 이렇게 감긴 느낌?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주 2일차고 아침부터 이튿날부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의 돌아다니지 못하고 카페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집 가서 좀 쉬고 이제야 좀 잠잠해져서 지금 친구가 추천해준 육고기집 맛집이라 해서 그 고깃집 가보려고요. 기대가 됩니다. 추천받고 육고기집을 갔는데 웨이팅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 기다릴 겸 그냥 지금 걷고 있어요. 근데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다는.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배가 너무 고픈데.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니? 그럴까? 그게 나을 것 같아. <laughs>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야겠다 음 맛있어? 이거, 이거 진짜 맛있다고 뭐 아이스크림 맛하고 잘 많이 먹어 진짜 맛있는데 한 입만 거의 사시미인 거. 여보 먹어. 자르지 마시고 40초에 한 번씩 뒤집기만 좀 해주세요 네. 와. 자르는 건 저희가 와서 해드릴 거니까 네. 절대 자르지 마세요 네. 그리고 뼈들은 초벌해서 갖다 드릴게요 아, 네. 네 그거 드시고 오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. 우리 드시는 거 설명할게요. 저희 요게 갈치숙젓하고 멸치젓갈 들었고요. 저희 안 남았으면 후회겠다. 응. 음.

싸다게 먹어줄게 1초 냈지 아까? 1초 냈지 여기 붙은 게 진짜 부드러워 음. 음. 아빠 두개있어 긴 거를 한번 들어볼까? 어. 긴 거. 이게 더 이쁜 것 같아? 이게 더 이쁜 것 같아? 하나 저거. 아, 처음에 든 거? 응. 쭈뚜루 맛뚜루. 저희가 원래 만 원에 판매하는 건데 네. 업사이클 백이에요. 그 옛날 쌀포대를 네. 저희가 다 재디자인을 해가지고 네. 좋은 의미니까 예쁘게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쁘긴 진짜 이쁘네 시간이 없어서 쿠키랑 커피만 테이크아웃해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가려고요

장어 두 피스랑 유부 4개랑 새우 하나 주세요. 새우 두 피스랑 장어 두 피스랑 요분네 피스? 네.